아, 개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자랑할 거예요. 잘 할 수 있지? 아? 공주님 바보. 공주님 아니에요, 아. 왕자님. 어머, <laughs> 보라 아, 아, 제가 보라 세살 보냈네. 우리 아들 어, 어머니 인사 보여드릴게요. 네. 공주님이네, 공주님. 공주님. 야나, 오늘 촬 잘해야 돼. 잘 웃을 수 있지? 타셨어요? 네, 근데 차를 많이 타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좀 적응된 것 같아요. 차를 많이 타서 적응됐지 않아. <laughs> 아, 다행이네. 차 타서 모임에서 우도 많고. 어, 아, 여기 손톱으로 이렇게. 어, 그러더라고요. 어. 설레서 했어? 지안아, 왜 했어? 아, 우리 여자 같아요? 네, 이뻐요. 더 풀릴까요? 어 상관없어 지금 상관 아, 모자라서 네. 아버님 지안이 한 번만 안아주시겠어요? 모자 한 번씩 Nope. 엄마, 엄마, 엄마. 지안아 아이고 예뻐라 너무 예뻐 너무 잘했어요 어? 지안이 너무 잘했어 아, 한 번만 찍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할게 지금 지안이 스튜디오 촬영을 마치고 같아요 여기 스타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어, 많이 비싸지 않아요 또 저렴해요 ASMR 잘 먹네 우리 여보 <laughs> 엄마 아빠 지금 밥, 밥 먹느냐고 내팽겨치고 있어 <laughs>